안녕하세요. 달달한 썸을 타고 있는 막둥입니다. 제 전 남친은 자기 취향이 엄청 확고한 사람이었어요. 제가 주때 없이 굴 때마다 터프하게 리드해주고 제가 망설일 때마다 먼저 선택해줘서 전 남친이랑 연애할 땐 사실 크게 고민할 일이 없었어요.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데이트나 듣고 싶은 노래, 보고 싶은 영화를 못 보기는 했죠. 전 남친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되는 타입이었거든요. 그러다가 얼마 전 요즘 한창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로 의견이 갈려 싸우다가 헤어졌습니다. 자기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더라고요. 저는 결심했죠. 앞으론 정반대의 남자를 만나야겠다. 그렇게 만나게 된 제 썸남 너무 착합니다.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줘요. 하지만 가끔 피곤하기는 해요. 오늘 만나서 뭐 할래? 물으면 막둥이 하고 싶은 거 한 번은 제가 나 만나기 싫어서 대충 대답하는 거 아니야? 나랑 같이 하고 싶은 게 그렇게 없어? 물어보니 난 막둥이 배려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근데 난 진짜 다 좋은데 그래요 취향 너무 확고한 남자 싫어서 취향 없는 남자 만났더니 또 이런 문제도 있네요 저는 도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할까요? 이건 근데 취향 문제가 아니야 막둥이가 이전 연애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음, 문제야 음, 맞아 약간 술 문제 대인 연인을 만난 다음에는 나는 술만 안 마시면 돼 맞아 맞아 그것만 맞아. 아니면 너무 완벽할 것 같으니까 이런 좀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지 근데 응? 제가 또 이런 남자예요 또 너야 난 다 맞추는 넌 막둥이의 남자네 그냥 아어 어, 사연이 오면 가끔 찔려. 요즘 이걸 통해서 좀 배우고 있어요. 썸텐 사실 뭘 해도 좋잖아. 음. 난 그냥 얘를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.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. 음. 어, 나 오늘 놀이공원 가고 싶대. 놀이공원 극혐하거든요. 근데 뭔가 얘랑 가면 좋을 것 같아 나도 맞추는 편이었거든 계속 맞춰주다 보니까 내가 다음을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 좀 게을러지는 거지 어, 선택에 습관이 있어서. 돼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도 약간 근육처럼 너무 안 해버릇하면 못하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나 이거 먹고 싶어 했는데 진짜 먹기 싫은 거야 음. 그래도 맞춰줘요? 아난 그런 건 없어 아다잘 먹어 어. 근데 만약에 진짜 진짜 내가 싫어하는 거야 막 그런 거 없어 송충이 먹을래 오빠? 어. 무슨 정글이야? 정... 오빠 나 송충이 엄청 좋아해 난 학교 다닐 때 맨날 구워 먹었어 <laughs> 미치겠다 진짜 오빠 내 추억이야 먹을 수 있어 <laughs> 안돼 먹는 거는 솔직히 그 별로 그런 게 나도 나도 이제 놀이동산 가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. 어. 아니 어렸을 때는 되게 좋아했거든요. 중국으로 촬영을 갔어요. 후룸라이드 같은 거 있잖아. 음. 그 그물 이거 어. 안전바가 여기 걸려. 아, 그럼 내가 이만큼 뜨는 거야. 어. 너무 화가 나. 너무 화가 나. 너무 화가 나는 거야. 와씨 나 그래도 개처럼 살아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 야 이러다가 씨 이거 어.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타는데 몸이 여기까지 뜨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이후로 진짜 못 믿기 시작했어 놀이기구를 저는 뭐 모든 사람들한테 약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뭐 이거부터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굳이 잘 안 해요 계속 결정을 못한다 싶으면 음. 뭐 이건 어때?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어. 한 번씩 어. 던져보는 어 나랑 비슷하다 어. 이게 최선이지 어. 그래 이게 제일 좋아 이런 어. 애들 우리가 사실 제일 좋은 우리는 약간 밸런스가 맞잖아요 어. 된사람들된 사람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막둥이가 너무 뭐 아니면 더 아니에요? 이게 뭐야? 애도 <laughs> 뭐. 뭐. 너왜 자꾸 이런 사람을 너 지금 막둥이 까는 거야?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면 된다. <laughs> 맞춰주는 스타일이면 상대도 만약에 똑같아. 그런 케이스가 낫겠어? 아니면은? 음, 나는 약간 나를 이렇게 흔드는 사람이 좋아. 근데 왜 이렇게 음흉하게 해? 아, 그러니까 아니. 아니, 아니 왜? 나는 웬만하면 맞추는 편이니까 좀 취향이 확고하신 분들이 있, 있는데 그 취향이 나랑 잘 맞으면 너무 베스트지. 너무 좋더라고 그게. 거기서 막 설레. 전에 만났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나랑 비슷해. 좀 없어 다 맞추는 음. 편이야 그럴 때는 항상 나는 선택지를 줘요 만약에 우리 뭐 먹지 오늘? 아 모르겠는데 먹고 싶은 거 없어? 몇 개를 던져볼게 한식에서 뭐 이거 아니면 양식에서 이거 아니면 중식에서 이거 일식에서 요 정도? 어휴, 아, 뭐 이렇게 딱 한 네 개 정도를 던져 훌륭하다 근데 만약에 진짜 끝까지 서로 못 정하겠는 거야 포털에다 그냥 사다리 게임 치면 나오거든 현명한데 음, 되게, 좋, 되게 좋다 어, 꽃벨천지도 가지고 다녀야겠다 이거 뭐라고 했어 지금? 동서남북 아니야? 나 동서남북 어, 어, 아니야? 부산 부산은 별천지 동서남북 어, 동서남북이었나? 뭐야? <laughs> 근데 뭐네 글자니까 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가라 가라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야, 우리 이런 A4 해도 돼. 그래 맞아. <laughs> 지로 다섯 이래? 그렇게 해? 부산은? 어 그랬던 거 같은데 나. 너 이거 너 지금 부산 대표에서 얘기하는 거야? 너 부산 대표하는 거야? 갈매기야? 그게 아니라 저 갈매기 별로 안 좋아해요. 아, 그래? 갈매기 아이스크림 뺏어 먹은 적있어콘 아, 아이스크림 있잖아요. 그 걸어가고 있는데 어깨를 밟고 와가지고 지 부리로 이걸 찝어가지고 바다로 빠졌다니까? 이거 촬영 화면에 남아 있어 있어 있어. 아, 산들 갈매기 지금 나와요. 그냥 보세요. 어, 찍어야겠다. 아까는 또 운동을 하나 가다 고란이랑 오, 어, 싸웠대. 고란이랑 왜 싸워? <laughs> 아니, 신경전 아니, 버대 운동을 하러 갔는데 어.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라니가 저기서 왜! <laughs> 왜! 리드미컬하게 해 그것도 저또 왜! 왜! 어, 계속 왜네 왜! 혹시 코브 발성 좋아 아, 아니 그래서 너는 취향이 확고한 사람이 좋냐고 없는 사람이 좋냐고 그렇지 그 얘기하고 있었지 어, 어. 저는 확고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아 네가 좋은 거해 아니 너가 좋은 거해 웃을 순 있지 아주 분위기가 좋을 순 있겠죠 근데 하다 보면 승질 난다고 승질 나 그냥 집에 가 그냥 <laughs> 이렇게 된다고 맞아 그렇잖아. 나는 호감이 시작될 때 그 취향이 되게 상관이 많이 돼아 그치 어. 예를 들어 나는 막 음악도 되게 커 나랑 음악 취향이 막 너무 달라 너무 괜찮고 설레다가 노래방에 갔는데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굵어 아이고야 제발 가라고 <laughs> 이게 까마귀같이 웃지 않아? <laughs> 취향이 없는 사람이 있나? 취향은 다 있는 것 같거든 그치 있지 음. 다 있지 알아갈 수 있잖아 취향을 이렇게 표현하면 썸남 같은 경우에는 취향을 표현하는 거에 좀 서툰 게 아닐까 싶어 지금은 썸이니까 좀 조심하고 있는 거죠 관계가 맞아, 막 그렇게까지 무르익지 않아서 오히려 안 좋아하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내가 시간을 보내는 건데 좋아할 때니까 오히려 얘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되고 맞아 맞아, 맞아. 그 배려심이 있고 상대를 살피는 것이 더 먼저고 이런 사람이라 좋은 건데 이런 사람들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카리스마 있게 이거 오늘은 이거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닌 거야 모든 면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그대로를 갖춘 사람을 만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그 취향이라는 게 또 바뀔 수 있잖아 바뀌지 음. 음, 너무나 바뀌어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바뀐다니까 현도 형이 점심 먹으러 가지 에? 예, 하고 스튜디오에서 나왔는데 청국장집을 간 거야 어. 너무 싫은 거야 이 형이 <laughs> 청국장 <laughs> 싫은 게 아니라 어 너무 싫은 거야 <laughs> 그래서 난 그때도 청국장을 안 먹었어 근데 얼마 전에 되게 맛있는 그 삼겹살집이 있는데 근데 거기를 어떤 분이랑 갔다가 청국장을 먹게 된 거예요 거기서 내가 청국장을 왜 시켜? 이랬는데 한번 먹어보래 진짜 맛있대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맞아, 거기 맞아. 청국장이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싶으니까 취향이 좀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현 대표님은 그냥 싫어하는 거 아니야? 아, 그냥 이현도 카레를 먹지 근데 내가 카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? 현도 형이랑 갔는데 먹기가 아. 싫은 거야? <laughs> 그래서 한... 화해해야겠네 어. 아. 취향도 선후배 같은 관계가 있죠 왜냐면 취향은 경험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음.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이런 이런 이런 거예요 라고 들으면 아 너는 이런 음악 좋아하는 거야 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는 거야 음. 척추를 싹 만들어주는 거야 어... 그런 대화로 재미를 좀 찾아가면 어떨까 공통점을 찾는 거죠 솔직히 누가 맞춰줘야 돼 이런 건 없잖아요 사실 서로 서로 맞춰가는 거니까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좀 솔직하게 말할 필요도 있나 는 훨씬 더 좋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름날 너와 난 계획도 없이 바다로 가곤 해 여름밤 해변가 바람이 시원해지는 밤에 그래 난 좋아했어 네 발자국을 행복했어 그때 기억은 한 발짝 내딛어 걸어요 길 걸어요 이 하얀 길을 달 밝은 밤에 그냥 걸어요 둘이서 발걸음도 멈춰서 있고 음. 첫 댓글 클릭하고 시즌 앱에서 환해차 먼저 확인하세요.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